내가 갖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라. 남에게 주는 것이 곧 나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다. 주는 것을 연습할 때 계속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어, 인광보라는 거, 그리고 업보라는 거, 업이라는 건 나에게서 나가는 행위를 얘기하고 보라는 것은 내가 무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되돌아오는 가품 그걸 이제 보호라고 하죠. 그래서 즉 업이 곧 보호를 끌어오는 거죠. 인이 곧 과를 끌어옵니다. 즉 내가 어떤 행동을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는 세 가지 업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미래에 들어올 것 내가 업보로 받게 될것 결과적으로 내가 무엇을 받을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과 업보의 어, 원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음,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다. 내가 남들에게 뭔가를 주고 주게 되면 나중에 내가 받을 게 뭔지가 그걸로 인해서 결정이 난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등쳐먹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뺏어먹고 좋은 건 내가 싹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주고 나만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한다라는 것은 그런 미래를 끌어오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남들에겐 주고 싶어 하지 않고 나만 자꾸 뭔가를 막 가지려고 애쓰는 어, 그런 어떤 그 인색한 마음 이런 인색한 마음을 자꾸 남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내가 없다 없다 없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막 더 가져야지 더 가져야지 하고 집착하고 욕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인색한 마음이 연습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우리는 더욱더 인색해지고 더욱더 인색해지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점점 더 가난해지면 내가 점점 더 인색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막 내 내면이 궁핍해지는 예, 내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런 결과가 가져온다. 내가 어, 많이 주는 마음을 연습한다. 베풀고 나누고 하는 마음을 연습하면 내가 연습한 마음이 그대로 나에게 미래에 온다 그래서 주는 마음을 연습하면 계속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끌려온다 끌어당김의 법칙 많이 주면 점점 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끌어, 끌려온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줄 수밖에 없으려면 내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아야 자꾸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면 줄수록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난다 내가 지금 그 주는 것을 연습을 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더 큰 사랑이 내 안에 생겨나겠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사랑한다는 것은 어, 뒤에도 나오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애착하고 내가 쥐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려, 내버려 두는 것,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서 존재하도록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취사 간택해서 내가 사랑하는 건 내 걸로 만들고 내가 미워하는 건 밀쳐내고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 어떤 뭐, 뭐 이를테면 다른 종교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 종교는 사랑하고 우리 종교 아닌 건 미워한다 이 진정한 사랑을 왜곡해서 받아들인 거죠 네편내 네 편이 따로 있는 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평등하게 바라봐 주는 것 그게 이제 진정한 그 사랑이죠 내 주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바뀌겠죠 내가 내가 더 빨리 먼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하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이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음, 하나, 하나거든요 하나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나라는 존재는 사실 가만히 나를 살펴보면 나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는 나 아닌 많은 것들 내가 음식을 먹어야 내 몸이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태양이 있지 않으면 나는 바로 죽잖아요. 바람이 구름이 하늘이 내 주변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 아닌 것들이 모여서 나를 구성하고 있어요 내 몸도 전부 다 이게 나 아닌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 내가 먹는 것들 내 바깥에서 햇볕도 가져와야 되고 공기도 가져야 되고 숨도 호흡도 내가 바깥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고 먹는 것도 가져와야 되고 나 아닌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를 인연 따라 잠깐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라고 이름 붙인 실제 그런 나는 없지만 즉 근원, 진정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나 아닌 것들이 오히려 나의 근원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나와 나 아닌 것들은 사실 둘이 아닌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 되고 싶으면 나 아닌 것들을 살려주면 내가 살아나죠. 나를 살려주고 있는 이 세상을 살, 살리면 내가 살게 됩니다. 나 아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도와주고 구원해주면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가 도움을 받게 되고 배고픈 누군가에게 음식을 주면 내가 배고플 때 또 얻어먹을 수 있는 인연이 생기고 그래서 더 근원적인 나눔의 실천은 나 아닌 무수히 많은 것들을 도움으로써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이 우주 법계로부터 어,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업보라는 것이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생각으로 어떤 생각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사느냐 아니면 어떻게든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며 사느냐 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는지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행복이 되어주는지 음, 이 말투가 이렇게 톡톡 쏘는 말투를 지닌 사람들 있잖아요 뭔 말을 해도 본인은 자기가 그런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뭔 말할 을 때마다 톡톡 쏘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그죠? 예, 본인은 근데 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걸 모르는 게 더 가슴이 아프죠 사실 우리는 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베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존재 방식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무수히 베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고 톡톡 쏴붙이고 사람들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하고 꼭 욕을 하지 않더라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상처받을 만한 말들 그런 말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해놓고도 모르죠. 상대방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반대로 말을 예쁘게 하고 정말 상대방을 어떻게든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깨어나게 해주고 살려주고 또지롭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의 말하는 그런 생활 자체가 세상에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막 큰 힘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그 전화 전화로 이렇게 다양한 뭐 이렇게 뭐 보험도 그렇고 뭐 다양한 것들 이렇게 서비스 업에 종사하는 전화 이렇게 안내하시는 그 종사자분들이 보면 요즘에 보면 교육을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시키는지 너무너무 친절하신 분들이 <laughs> 야 친절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친절하지? 이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친절이 되게 형식적인 친절이었다는 게 느껴졌고 그러니까 친절은 친절인데 상당히 매뉴얼적인 친절, 형식적인 친절 같은데 요즘 얼마나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요즘에는 그 본 전화 한 통하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막 가슴이 살살 녹고 <laughs> 얼마나 친절하신지 아, 뭐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굳이 하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되게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막 이렇게 너무너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냥 이게 되게 형식적인 전화 한 통을 주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가 마음이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다, 나도 모르게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이 사람을 칭찬을 좀 글을 써줄까? 아니 이러면 이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될까? 뭐 이런 뭔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친절하니까 이게 너무 와닿는 어, 제가 너무 <laughs> 왜 그렇게 비웃으시나요? <laughs> 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예, 정말 너무 친절 너무 친절을 할 때 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누구나 느껴요 느끼는 것처럼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내가 말하는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는 말할 말투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투 그 말투 하나가 분명히 나는 화낸 적이 없는데 화낸다 그고막 그러죠 잖 주변에서 나를 잘하는 사람들이 난 화 안 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화 안 냈다고 생각하지만 미세하게 그 안에 화와 <laughs> 짜증과 이게 다 담겨져 있고 그걸 나, 남들은 몰라도 나랑 가까운 사람들은 흔히 아는 거죠 음. 뭐 그러잖아요 애들은 엄마 등만 봐도 집에 가서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 뒷모습만 봐도 멀쩡하게 설거지 그냥 했을 뿐인데 화가 난 뒷모습인지 아닌지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의 습관 하나가 아, 말의 습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업,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창조하는 신구의 삼업 가운데 하나겠어요 근데 사실 행동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겉으로 행동을 하면 너무 행동으로 누굴 때리는 사람 없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가서 때리지 않고 폭력 저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 어지간한 성인들은 몸으로 나쁜 짓은 과하게 안 해요 해도 뒤에서 숨어서 몰래 하지 그런데 입으로는 이거를 걷잡을 수 없다 보니까 말의 습관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살리고 죽이고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엄청난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 내가 이 우주법계로부터 받는 무한한 돌봄, 무한한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단순합니다 이 우주 전체에 돌아다니면서 다 그 사랑을 베풀 필요가 없죠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그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투 또 행동, 생각 그런 것들을 내보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내가 세상으로부터 결국은 받게 되는 그런 것을 가져오죠